컵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컵을 만들어 놓고 사실 피면 접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은 형태의 접시에서 컵을 다시 만들기란 사실상 쉽진 않아요 준비가 돼야 될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준비물이고 뭐 더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은 이런 전대 도제상에서 가죽 뭐그로 된 이제 좋은 전대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것이 좀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무장갑 아니면 그 스포츠 타올 스포츠 타올을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전대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스펀지 컵 안에 어, 물이 고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으로 흙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엄지손가락의 끝을 이용해 중심부에 구멍을 내줄 겁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중심을 눌러줍니다 들어갈 때는 천천히 손가락이 좌우로 흔들리면 안됩니다. 만약 흙이랑 마찰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면 손을 천천히 떼서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중심을 팔 때 엄지손가락 끝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의 바깥 부분을 이용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밀어 줄 거예요. 손가락의 둥근 바닥 면을 이용하면 바닥이 일자가 아니라 둥근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바깥쪽 면을 이용해 줍니다. 이제 손가락을 당겨서 바닥을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손톱 자국이 바닥에 생기게 되면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컵브를 올리기 전에 너무 벌어져 있으면 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리시거나 이렇게 손 전체를 오므려서 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올릴 건데 그냥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컵 바닥 부분에 배를 내고 그 나온 배를 끌어 올려 줄 겁니다. 일단 안에서 바닥 부분만 살짝 밀어서 배를 내주면 이렇게 엉덩이 같은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밀면서 올라올 겁니다 안쪽 손은 배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바깥쪽 손은 엉덩이를 받쳐서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힘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 컵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살살 조금씩 끌어올려 주고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힘을 주어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는 수직으로 올라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올라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윗부분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위에서 살짝 눌러주며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번 걸쳐서 컵을 뽑아줍니다. 물이 많다면 막대 스펀지를 이용해서 바닥에 물을 없애주세요. 컵 두께가 어느 정도 뽑혔으면 전대를 가지고 전 부분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전대의 끝을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잡고 한쪽 끝은 반대편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둥근 공간을 만들어서 전 부분을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대로 전의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컵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나무칼을 연필 잡듯이 잡고 컵의 엉덩이 부분에서 약간 밑에 부분을 눌러서 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칼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칼로 홈을 만들었으면 흙 자름줄을 그 홈에 넣고 이렇게 두 줄을 가까이 잡고 천천히 물레를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중앙 쪽으로 눌러주시면 살짝 떼지거든요. 그것을 조심조심 옮겨주면 끝! 참 쉽죠?